뭐 정도 풀이 있으니까 잘 클 수가 없겠죠 양분을 다 풀한테 뺏겨 버리니까 내년에는 이러지 마시죠 우리 <laughs> 지금 이제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식물들이 이제 조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시기가 왔거든요 계속 날씨 따뜻하다가 이제 아침 기온이 이제 급격히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면 훨씬 스트레스 해소가 되면서 성장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노산하고 해조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물 자체에 그 성장하는 데 도움도 많이 주고요 아트로를왜 보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그 양파 모종 키가 큰 거 작은 거 있기 때문에 균일한 모를 만들기 위해서 좀 긴 모들은 커팅을 해서 잘라줄 거거든요 잘라주기 전에 이제 모든 작물을 상처를 내기 전에는 살균제를 써서 지금 있는 균도 잡아주고 녹균병이라든지그 다음에 나중에 침입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팅을 양파 모종 커팅하기 전에는 녹균병이라든지 이런 병균에 대한 예방을 먼저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커팅을 해주시고 다음에 또 이렇게 상처 났었을 때 그 아트플랜 이게 이제 양파 전체에 묻어있는 균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해주시면 녹균병 예방에 상당히 좋습니다 하루에 몇번을 줘요? 아침에 한 통, 저녁에 한 통. 아. 일하는 친구들 출근하기 전에 한 통. 아. 퇴근하고 나면 한 통. 아. 네. 이 차가 필요하네. 네. 필요하기 때문에 거액을 주고 <laughs> 거액을 투자했죠. <laughs> 안 그러면 이 많은 면접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대 들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네. 근 처음에 드론 갖고 해보다가 드론은 조금 아쉬운 점이 조금 있어서 네. 영양제를 지금 이렇게 인산가리 제품 이런 걸 흠뻑 적셔주지는 못하거든요 네. 뭐 살균, 살충 뭐 이렇게 침투 이행성 약을 사용을 할 때는 드론도 충분한데 조금 뭐 칼슘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중에 인산가리 계열이라든지 이런 걸 흠뻑 줄줄 흐를 정도로 이렇게 적셔주기 위해서는 광역살 포기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짱이구나 이게 짱 <laughs> 농, 한 번. 농약의 끝판왕이죠. 네. <laughs> 지금 내일 이제 기계 가지고 약간 긴 모종들은 커팅을 해줄 거거든요 네. 그러면 밑에 약간 발화가 조금 늦게 되든지 그런 모델하고 균이라 사이즈의 모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시맥프로라든지 이런 영양제를 아미노산이라든지 해조류를 쳐주면 날씨가 급격히 갑자기 아침 기온이 탁 떨어지기 전 이럴 때 살포를 해주시면 영양 공급도 되고 스트레스를 받았었을 때 그 작물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게 할 수도 있고요 음. 아 근데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합니까? 지금 이렇게 살포를 해놓으면 아침까지 이 약들이 수분이 마르지 않고 그대로 묻어 있거든요 아. 약은 밤에 저녁 시간에 치는 게 최고 가장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약은 밤에 쳐라 <laughs> 저녁 시간 밤에 치라 그러면 또 그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못 치시니까 아침 음. 일찍 아니면 해질 무렵 해가 넘어갈 쯤 그때 치시게 되면 작물이 그 영양제라든지 이렇게 묻어 있는 게 아침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흡수를 하면서 효과를 최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 버릴 게 없네 <laughs> 네? 오케이 뭐 하는 거예아 어, 이제 양파 모종을 자르기 위해서 이제 기계를 하는데 칼날에 양파가 보면 뭐 병균이 걸렸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이제 자르기 전에 칼날에도 균이 살아있다든지 묻어있으면 또 양파 모종에 병균이 또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불로 한번 살짝 소독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여기는 낮아 저기는 가마 이게 높아 그럼 계속 이거 조정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안 쪼아도 돼 풀러나 이렇게 양파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맨 위에 쪽은 나중에 이제 굵어지면서 무게가 실리면 이렇게 쓰러지거든요 아 쓰러져요? 네더 예, 커버리면 이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 카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커버리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 이 정도 크기에서 이렇게 카팅을 탁 해주면 먼저 발화가 돼서 큰 모랑 그 다음 조금 늦게 발화가 돼서 올라오는 모랑 균일한 사이즈의 크기의 모종을 키울 수 있고 그 다음 한번 카팅을 하고 나면은 몸통이 굵어집니다 위로 선장을 <clears throat> 하는 것같다가 한번 카팅을 하게 해주면 이제 심을 때 어느 정도의 모종 굵기가 나와줘야지만이 손으로 딱딱 씹었을 때 이렇게 휘청거리지 않고 바닥바닥하게 서 있는 모를 심으면 훨씬 일룩률도 잘 오르고 그 다음에 이게 위로 키 큰 것보다는 이 짧으면서 굵은 모를 심어줘야지만 이게 뿌리 활착이라든지 그 다음 딱 모종을 심었을 때 하늘을 보고 탁 서 있는 그런 모종을 심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상태 이 상태에서 더 크면 이제 이게 자기 무게 때문에 넘어가거든요 지금처럼 서 있을 때그때 잘라주시면 훨씬 균이랑 똑같은 모를 가꾸실 수가 있습니다 양파 모종을 심었는데 네. 예. 풀들이 굉장히 많네. 그 비닐을 씌워서 소독을 하고 나면 이 열 때문에 풀씨가 좀 잡히고 이렇게 그 사가 버리는데 지금 피복을 못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파종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풀씨들이 이제 모종크라고 물을 주면 그 물이랑 비료기를 먹고 지금 풀씨가 계속 한번 맸는데도 지금 두 번째 매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초반에 이 비닐 피부 해야 되는 이유가 극명하게 보이는데 <laughs> 조금 서두셔가지고 서둘러서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그 방법이 나중에 그 풀매는 인건비보다는 훨씬 그 적은 인건비로도 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풀반 모종반이에요 풀반 모종반 예. 이게 풀밭인지 양파 모종밭인지 약간 헷갈리는데 이유가 비닐 피복을 처음에 안 했다는 거죠 맞죠. 예, 160억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예. 이렇게 손 지금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밭에 막 이렇게 보시면 이런 풀들이 지금 나기 시작하죠 그냥 망을 지어 놓으면 아, 그 여기 위에다가 어 이렇게 그 풀, 그 양파 모종을 부어 버리면 양파 모종 반, 풀 반 이렇게 돼 버리겠죠 근데 지금 여기다가 어 이제 씨를 파종하게 되면 풀이 나지를 못합니다 한낮 기온이 햇빛이 쨍쨍 내려 쬐었을 때 비닐 안 온도가 50도 6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살균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풀이 났다가도 뜨거운 온도 때문에 안에서 풀씨가 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죽습니다 날씨가 너무 그 안에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그러면 소독도 되고 풀도 풀씨도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날짜에 비가 그 다음 그치고 그 다음 날이라도 바로 파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그 충도 안에 땅속에 있는 뭐그 땅강아지부터 지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날씨가 안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멜라 그러면 처음에 비닐 피복하고 하는 인거, 그 비닐값이라든지 수고스러움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게 몇 배의 더 노력을 해야지만이 그 잡을 수 있고 뭐 정도 풀이 있으니까 잘 클 수가 없겠죠 양분을 다 풀한테 뺏겨버리니까 돈, 돈을 버는 농업 네. 돈 버는 농업통에서 미리미리 투자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네.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laughs> 내년에는 이러지 마시죠 우리 <laughs> 올해 많이 어려움도 겪으셨을 텐데 네. 모종 관리를 끝까지 잘 하셔서 모종 농사가 양파 농사의 뭐 50%니까 그렇죠. 모종을 최대한 잘 키우셔 갖고 올해도 대박 농사 지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laughs>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재되는 그날까지 한국농산TV는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go.